미쳤다. 이게 고기지. We need to escape from this house right now. This house is dead. Let's go. I'm so scared, bro. Make sure close the door before you come out. 어, 정준 뭐 들어왔다. Oh, it came now? Yeah, it came now. 아,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Where are we going now? We're going to Albert. Albert? Yeah. What is Albert? It's like a steakhouse chain. Mm-hmm. Like almost like Nusret, but yeah. Albert. Wow. Et is like meat. Or ah. y o u been there before? Yeah. f u c k i n f u c k i n You need to eat meat sushi. Oh, okay. Let's see, let's see. 자, 여기는 아카시아라고 이스탄불의 거의 제일 큰 쇼핑몰인데 제가 작년에 갈라타사라이에서 살았을 때도 여기 앞에 살았었고 살 것도 많고 좀 쇼핑하거나 뭐 사 먹을 때 있으면은 보통 여기 와서 해요 근데 레스토랑 여긴 줄은 몰랐네 멀리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곳에 와서 나쁘지 않네 음. 지금 온 곳은 이제 엘벳이라고 하는 스테이크하우스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솔트베 그 소금 장인님 아래에서 배우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오! 와! 뭐요? 아. 어? 510내놨 세트잖아, 그거는. 아, 진짜? 어, 제일 비싼 거? 와, 이 친구 좀. 그럼 나 6인 세트. 포장해가지고 일주일 먹어야 돼. <laughs> 티본? 티본 먹을 거야, 회종이? 예, 티본. 그럼 너도 토마호크 먹어, 그런 거다. 모르겠어. 뭐가 토마호크야? 스모크 요거 285리터짜리 아 네? 아 이거야? 응 되게 제 맛있어? 성수경 형이 뭐 여기 왔었는데 시키는 거 보면 맛이 되게 맛있어 드링? 맞지? No, no, for PCR, second second, second second, you fight a lot. Not fight. No, not fight. We are just discuss. No, no, no, discuss. it's what it's discuss. You said no, you said yes. Bana geliyor, buldum. 아보카도 샐러드 같은데? 소시지랑 어쉐킬랑나이프얼마잘 되는지 볼까? 바로 랑 말씀했으니까 사진 잘 누화가 다 있어요? 형? 어 근데 무슨 맛인가 양파야 양파 양파에다가 치즈 뿌린 거 아니야? 양파에다가 그냥 체다 치즈 뿌린 거 같은데 그냥 와 먹으니까 오늘 에어파이가 많다 나 벌써 배부른데? 나도 Böyle Orada nasıl? Ama böyle sadece onu yersen. Oo. Yani bunlar okay. çok fazla. Evet. Hunter. Teşekkürler. Allah'a emanet olun. 미쳤다 이게 고기지 이거 좋은 게 뭔지 알아? 이게 부분이 That is sort. You add, you add your. 먹을까? Reklam çok kötü. Sokakta ağrı Neyle? Arkadaş şuraya üstlemişler. Zira getireyim ben hemen. 들어? 어. 소금? 소금 찍어 먹어. 너무 뭐? 배불러서 얘네 와인 맛있다 어떡해 깜빡깜빡이에요 네, şey değişmeyecek galiba. Sağ ol ya. Ben bunu ne yapacağım? Muhallebi yok. Scesso. Şef kuman. Hocam. Bilmem. Bir de böyle gidiyor. Tavus tut. fucking good but I'm so full now Yeah, it was pretty good. Like, oh, almost died but food was good <laughs> okay. Say bye bye to my Korean friend. It was good bye food. bye I <laughs> can see you. Right now. Huh? Wait, wait, You I, can't see me? I can't see you because of light. what did I say bye bye? Bye bye. 잘 가요. What? 잘 있어요. 잘 있어요 Bye bye, Kendinize